두둥 여기는 엠카운트입니다 저희가 리비도 합방을 하러 왔죠 네. 네 너무나도 지금 설레고 기쁜 현장입니다 의상은 바로 산무 에디션 의상이요? 네 올리온 오브의 무대전 운동 방법 시작 어? 어? 한 명이 빨라지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영상 화한다 <laughs> 어떻게 아, 좀. 아! 다섯 개로 시작. 형 위에서요. 우와! 야! 우와! 빨리 내려가, 빨리 내려가!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브 씨와 제가 무대에서 팀워크를 위해서 함께 하는 나를 버리겠다 함께 하는 게 많습니다 네 나를 죽이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제가 운동하는 이유 멤버들은 몸을 위해서지만 저 얼굴이 부어가지고 <laughs> 이렇게 하면 좀 붓기 빠질까 해서 아니죠 형 멤버들은 몸을 위해서지만 저는 먹기 위해서인데 <laughs> 먹기 위해서랍니다 그 인스팅트 같은 리비도의 첫 번째 무대 바로 여기 M 카운트다운에 나와 있습니다 색깔 네. 자체가 검은색 아니면 흰색 아니면 빨간색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세트장을 위해서 처음부터 민트를 입고 나왔거든요 진짜 휘황찬란하게 조명을 세팅해 주셔가지고 첫 무대를 아주 멋있고 근사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 엔카운트다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저희 올리언업은 엔카운트다운 첫 방송 많이 기대해주세요. 이거 나가면 저희는 끝나 있겠죠?